가지마 가지마 아빠도一緒に寝て 아니야 내 이거 맞추는 근 아싸때 갈때 그래 어? 아빠 네 엄마 어때? 아빠 어. 아, 아빠 어. 이거 어디 가어 아, 마트 마트 마트 지금 마트잖아 마트 가자 TV 보자 TV? 여기 딱 여기 딱 앉아봐봐 자, 엄마 들어와봐 엄마 여기 マ마ソウル行ってくるねだからロハンとパパで待ってられるロハンとパパで잘들어봐봐잘들봐내일엄마집에없어집에없어어내일로한이랑아빠둘만있어둘만 둘만 just you and me just two of us 그래서 로안이 내일 엄마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 엄마 내일 빠이빠이 할 수 있어? 아니요. 그치. 가지마, 가지마 하자.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왜 가? 아, 가지마. 깨끗하. 가지마. 안 갈까? 오, oh, 노. 아, 자. 집이. 아, 자. 가! 가! 자, 가! 가! 가! 가! 제발 가! 가! 가! 가주세요! 가주세요! 제발 가주세요! 어, 어, 엄마, 엄마! 안 울던데? 울자, 울자. 세로 될 거다. 엄마 같이 살아. 엄마 가자. 엄마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No, you can. No, you can. No. No, no, you can. No, you can. You can. 와, 아빠랑 둘이서 자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겠어신난다신난다신나짜자면食べないこと약속나가신난다テレビは1日に2時間以上見ないこと約束やっとやっとあとちゃんとサランヘッ 愛してる I love you 話しながらへんわとママに電話 바쁘잖아 알까 정말 잘 갔다 와 알까 내내 하잖아 엄마 내일 없다 뭐 아싸 몇자 해요 고지한 적 없대 아침이에요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큐 안녕 어? 러니 잘 찍어줘 아빠 너무 가까이 찍지 말고 좀 멀리서 <laughs> 그래? 어, 좀 멀리서 그렇지 자 여보 잘 갔다 와 안녕 어떻게 잘해요? 나도 너 싫어 아빠 왜? 야 내일 너랑 나 Just Two of Us거든? 내일 너 나 둘뿐이야 잘라나 보자. 누가 자라나 보자 그래. 너가 자라나 내가 자라나 보자. 야너 이마 어떻게 자라는지 보자. 그만해 이제. 엄가 잘못 잘랐다고. 응. 누가 잘못 잘랐다. 뭐 엄마 이거 했어. 엄마 기회 좀, 엄마 기회 좀 마셔볼래? 들수 있겠어? 여기요. 엄마 조심히 갔다 와요. 네. 고생하셨네. 자, 사과 먹자 우리. 그래, 쿨하다. 갔다. 여기 앉아봐봐. 응. 사와 같이 먹자. 아기, 이거 쭈쭈. 아빠 주는 거야? 응, 진짜. 고 건배할까? 응. 아나 응. 아침에 먹는 사과가 금사과야 금사과? 응 망고 주스 주스 해 여기 있잖냐? 음. 응. 오늘부터 잘해보자. 응. 건배. 건배. 우리 둘만의 여정을 위하여 건배!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엄 먹어주시. 음, 잠깐만. 이거 열어야지 쭈 해봐 쭈 쑥? 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근데? 사과 더 먹을 거야? 아니야 이 먹고 응 먹고 이건 잠깐만 머리 해줄게 멜라 샤크 머리 많이 길었네 뭔 생각해? 여기다 아기 뭐 했나? <laughs> 로안이 지금은 어때? 아기 아니야? 아기 맞아 아기 맞아? <laughs> 따라하는 거야? 따라하지 마! 어 뭐야 뭐야 좋아 주세요좀 조심해 야 조심해 조심해 뭐냐 저 엄마 오늘부터 1박 2일 없어 엄마 오랫동안 좀 없어 괜찮지? 쿨하지, 동안이? 응. 엄마 보고 싶어? 응. 나도. 나도? 응. 긴 이틀이 될 것 같다. 응. 괜찮아, 근데 로안이 잘할 수 있잖아, 아빠랑. 응. 응. 로안이만 믿을게. 에? 어? 에? 잘 안돼 이제 빵. 표정 뭐야 빵. 음... 꼭지 젖꼭지 젖꼭지 빼주세요 누구야 누구야 안 나와? 아. 아 위에 사람이? 응 어, 위에 아 층간소음? 음 층간소음 층간소음이 문제야 이거 밖에 그 층간소음이 아, 거야 진짜? 응 그럼 어떻게 할까? 쉬 해야 돼 우리가? 우리가 쉬 하고 해야 돼? 소리 소리 큰데 괜찮아? 응. 신나서? こんな感じですやっと着いた <laughs> 疲れた今日4時間ぐらい寝てきたかな5時間ぐらいか充電切れですね <laughs> やらなきゃいけないことは今日のねスケジュールは一応クリアしたので明日も撮影なのと外に出る力がなくてこれを夜ご飯にしようと思います今ロハンは 保育園終わったかな後で電話してみようと思いますとは夜にエステに行ってこようと思いますお母さんやよじゃあ半分だ花내려와봐하나둘셋자아찍어줄래 꺼내 행거 이제 거워 아빠 잘 찍어봐 응. 어떻게 잘생겼어? 아빠 어 아빠 먹어도 돼? 응. 이거 뭐야? 이거 커피 고마워요 <laughs> 오늘 재밌다 좋은 아침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빨빨. 세나. 생각지도 못하게 오래 자버려가지고 유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갑자기 제2의 부업이 된 편집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제 이 컴퓨터 한번 보여드릴까? 8년 됐어요 8년 근데 아직도 잘 돌아가고 이거는 이제 메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크게 집중 안하고 보면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편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트 루틴 편집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자막을 3개를 하고 있고 컷 편집보다 자막 편집이 더 오래 걸려서 하, 뭐 어떤 영상은 진짜 한 일주일 걸릴 때도 있고 로한이 같이 키우다 보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잘 갔다 왔어? 밑강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어땠대 자 아빠랑 손 씻고 올까 일단? 출발! 아오! 루아나 근데 응. 오늘 엄마 없어 엄마 오늘 안 와. 엄마 안 와. 응. 엄마 집에 갔어? <laughs> 어, 집은 아닌데 서울에 일하러 갔어. 응. 그래서 엄마 오늘 아, 없어도 괜찮아? 응. 자, 아빠랑 잘해보자. 그렇지. 화이팅. 그렇지. 맛있어요? 아빠가 맛있는 밥 해줄게요. 준머리. 보여줄까? 미서시르랑 루안이 좋아하는 스팸도 했어. 그 다음에 담하고 야끼야끼 할 거. 왜? 응고? 응고 시다 응고. 로이 <laughs> 들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 착하다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우리의 첫 저녁 둘만의 어때? 맛있을 것 같아? No. <laughs> 맛 없을 것 같아? 예 그냥 먹어 임마 소세지 주세요 엄마한테 비밀이야 응. 엄마 소세지 주는 거 큰일 나 응. 소세지 주면 엄마한테 말할 거 안 할 거야 안 돼. 쉿. 비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약속. 그렇지. 조금 먹어까 조금 먹어볼까? 조금 먹어볼까? 짜다키마스. 맛있어? 로안이 오늘 어땠어? 어린이집은? 어 응. 싫어. 그럼 뭐 먹을 건데? <laughs> 자, 로안이 오늘도 고생했어. 음, 간파이. 어. 간파이. 찡. 아. 아. 아, 맞다. 응. 로안이 버섯도 있어. 예뻐서 소세지 준 거 비밀이야 아니야? 아니 이런 엄마 보고 싶어? 응 얼만큼? 30점 받고 싶다 30점이나? 이거 뭐야? 너 좋아하는 재밌어 <laughs> 모양은 뭐야 아빠한테 이게 뭐예요? 이래야지 이거 뭐예요? 그렇지 <laughs> 뭐하 그렇게 좋아? 아빠가 좋아? 얼만큼 좋아? 30점 좋아 30점 좋아? 자 드시지요 사갑니까? 사가요? 응 저녁을 즐기렴 그리고 엄마 오늘 집에 안 오는 거 잊지 말고 아 차가워 봐봐 카비야 여기 봐봐 여기서 어. 아빠 이거 먹고 봐 먹어볼까? 우와 이거 먹고 봐 어때? 음 맛있다 어, 음. 어? 봐봐 봐봐 소리 우와 <laughs> 이거 먹으면 치카치카 샤워 샤워하자 치카치카 샤워 샤워하자 <laughs> 뒤졌다 우영우 김밥을 먹습니다. 합정역까지 걸어가 2호선 지하철을 타고 역삼역에서 내립니다. 4번 출구로 나와 312m 직진하면 회사입니다. <laughs> からちょっと重要なねミーティングに行ってきます。 졸리다 땀 주세요 아잘 잤어? 졸려 조금 자도 돼? 진짜? 나 이러면 혼자 뭐 할 거야? 혼자 말자도 안돼! 자 일단 로아 뭐 아빠랑 얘기하자 오늘은 일단 오늘 어린이집 안가 언제 안가? 오늘은 로한이랑 아빠의 타임 가 끝! 예! 할머니 집에 같이 갈 거야 할머니 집갈 거야? 응 할머니 안 가? 안 가. 오늘은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다 응? 엄마 안 찾을 거야? 대답 빠르네 엄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얼만큼 보고 싶어? 30분 보고 싶어 너 요즘 30분 보고 싶다고 하지 우 일로 와. 잡았다. 할머니한테 할까? 아니야. 놓지 않아. 아빠 왜? 어? 아빠 왜? 네가 떼었잖아. 아, 어? 안 떼었다 이거 지금? 아, 뭐하너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네, 알았어 출발 자 일단 34번 일단 할머니 집을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해볼까? 그래도 괜찮지? 나쁘지 않잖아 뭐뭐 뭐 다른 의견 있어? 뭔데 얘기해봐 그러면 눈 감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케이. 또 잘 거야? Yeah, 네, really 게잘해요 로한이 로한이 엄청 많이 잤다 어? 응. 얼마나 잤어? 한참 잤다 자 가보자 아이고 우리 로한이 네. 왔을까? 어? 정신 못 차리겠어. 정신 못 차리겠어. 아니 할머니 주스 준대. 주스. 어. 우리 한 끼 얻어 먹으러 왔어. 음, 오! 오! 엄마. 왜? 왜? 가위바위보. 어! 아, 이겼다. 오, 내가 졌어. 오케이. 엄마 오니까 좋아? 아이스테루? 맡테테 그레타 리가토오 부츠 때문에 수아나 엄마 와서 좋아? 아래? 유카 고생했어 선물은 이따가 줘 유카 어때 어때 선물은 이따가 줘자 승아나 고생했어 고생했어 <laughs> 자, 너그러 우리 영상 보고 나름 고생했으니까 화내지 말고 고마워요 아 그래요 고생했어 내일은 좀 쉬자 우리 네. 아 안녕 안녕